여러분들이 반복하시고 그리고 머릿속으로 떠올리시고 이 정도도 모여서 어? <laughs> 삐질삐질 흘리고서막 준비를 하고 있더래요

가장 중요해요. 여기서 이제 포디움에 다 같이 올라간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시합이 됐던 것 같아요. 박재민 선수도 소감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. 차라리 빨리 좀 시합을 탔으면 좋겠다. 어, 만족스러워. 약간 중거리, 중거리, 아니 올라온 거이실 것같요 괜찮아요? 문제 없어요? 예. 1 0 뭐랑 지금 하나랑 뭐밥 종류 하나 먹지. 완전은 먹었다 했었고 그냥 나는 치킨 정도로 생각하자. 나 가봤어. 일단 일단 생각 언니 안에 있어.

수밖에 없는데 아, 그래서 후배들을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? 아니 <laughs> 진짜 십잡스네